한바람 멈춰! 멈춰! 짜잔! 주인공 등장! 이런 신나는 자리에 날 빼놓더니 아, 못 참아! 똑바로 보라며 진짜 무대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! 코코빙뽕! <laughs> 빙봉 진짜 서커스의 시간을 즐겨보실까? 준비됐나? 그럼 렛츠 쇼타임! 여기까지 어때? 기대되지 않아? 그럼 오늘 로아온 재미있게 즐기라고 코코넛 비와